네 안녕하세요 빠르미 정원의 세림쌤입니다 오늘은 어, 제가 소피아라는 친구를 함께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은 어, 요즘 이제 쌀쌀한 날씨에 어울리는 베레모 스타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저희가 그 모자를 협찬을 받았어요 저희가 함께 콜라보해서 이렇게 머리를 예쁘게 연출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보여드릴 스타일링은 이제 네 가지로 저희가 보여,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저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번 가볼까요? 같이 가볼까요? Let's go! go. <laughs> 그래서 저희가 먼저 첫 번째 스타일링은요. 이제 소피아가 머리가 조금 약간 곱슬이잖아요. 그쵸? 네. 맞아. 네. <laughs> 곱슬이셔가지고 이거를 쫙쫙 펴서 스트레이트 느낌으로 해서 스타일링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최근에 뭐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 응, 어, 블랙핑크 제니 분도 그 머리를 이렇게 스트레이트 해가지고 모자를 쓰고 나오고 소녀시대 서현 분도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연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펴야 되는데 펴기 앞서서 우소피아가 머리숱이 조금 많아요. 그리고 약간 여기 끝에 부분에 손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손상을 좀 덜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발라주고 항상 머리는 건조된 상태에서 꼭 스트레이트기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머리에 물기가 있거나 이런 상태에서 스트레이트기를 사용해 주시면 머리가 많이 손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품을 좀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루 끝부분 위주로 해서 발라주시면 돼요 이런 에센스 같은 제품들은 두피에 바르시면 머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칫 기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이런 에센스 제품들을 바르실 때는 모발 끝부분 위주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부분부터 먼저 해볼게요. 그래서 귀 있는 부분 보시면 살짝 이렇게, 이귀 있잖아요. 귀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면 되세요. 집에 이런 집게 같은 거 있으시면 집게로 한 2등분에서 3등분 정도 해서 머리 펴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제 베레모를 쓸 거기 때문에 모자에 베레모를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곱슬이 많이 신에서 쫙쫙쫙 펴고 싶은데 이제 막 급한데 빨리 나가야 되고 시간은 없고 그리고 머리 펴고 싶을 때는 그냥 여기 밑에 부분만 사실 펴도 무관하세요 왜냐면 모자를 쓸 거기 때문에 굳이 밑부분까지 이렇게 컷 이렇게 드라이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빗으로 한번 빗어주시고 빗은 그냥 아무 빗이나 상관없어니 천천히 이거를 그러니까 더 천천히 근데 너무 이거를 이렇게 내려가야 되지 멈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잡고 그러면 머리 타요 음. 스트레이트 기계가 온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 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하실 때는 너무 높은 온도 말고 낮은 온도로 하시는 게 좋으세요 음. 이렇게 끝까지 끝까지 펴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 앞쪽 부분도 잡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번 더 에센스를 발라주면 약간 이렇게 푸실푸실한 부분이 좀 잡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에센스를 발라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자를 써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스트레이트를 해서 이렇게 체크 모자를 한번 써봤어요. 이렇게 스트레이트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뒤로 다 넘기셔도 되고요. 앞으로 내리셔도 되는데 뭐 지금은 약간 한쪽만 넘기는 스타일로 한번 해봤거든요. 이렇게 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스타일링은요 이제 끝부분에만 시커를 가볍게 넣는 그런 스타일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별로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또 재미있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머리 이렇게 묶고 끝부분만 시커를 넣으면 되게 빨리 이렇게 컬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묶으세요 본 다음에 바닥바닥 어, 잡고 반달을 그려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머리숱이 많으면 조금 여러 가닥을 해서 하셔서 하셔도 되고요. 머리숱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한 번,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로도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음, 풍성한 시커를 넣고 싶으시면 조금 여러 가닥으로 하셔서 시커를 넣으시면 되고요. 이제 조금 나는 약간 좀 굵은 시커를 넣고 싶다, 너무 자연스럽게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섹션을 크게 크게 하셔가지고 하시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하실 때는 조금 천천히 빨리 하지 마시고 천천히 땡을 들어가면서 자 이렇게 시커를 전체적으로 넣게 되면요 이런 느낌으로 이제 C 느낌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열이 있을 상태에서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잘라서 식혀주시면 이제 고정이 돼요 포인트로 앞머리 부분, 옆머리 부분을 해볼게요. 네, 앞머리 부분을 많이 이렇게 옆으로 넘기는 식으로 많이 해요. 이렇게 하시면 얼굴도 많이 가늠해 보이고 좀 더 스타일리시해 보일 수 있으니까 오늘 그걸 한번 해볼게요. 얘를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중앙으로 잡아서 아까 이 옆, 옆부분 시컬한 것처럼 동일하게 쭉 잡아서 약간 잡아 당기는 거 텐션을 줘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건드면 씨가 돼요. 이 상태에서 뒤로 넘겨요. 뒤로 넘겨주면 얘가 약간 이렇게 넘어가요. 그리고 얼굴이 더 작아 보이고 싶다. 이것보다. 더 작아 보이고 싶으시면 귀를 보이면 돼요. 귀. 그래서 한 면 들고 귀 있는 부분 이 한 5cm에서 7cm 정도 이쪽 부분만 볼륨을 좀 넣어주면 되거든요 이기를 잡고 살짝 눌러줘요 이렇게 하고 그럼 여기 귀가 이렇게 보이죠 이 상태에서 살짝 내리면 돼요 귀걸이가 보이게 <laughs> 이렇게 약간 연말 모임에서 화려한 옷을 입는다거나 아니면 좀 고급스러운 옷을 입으실 때 약간 포인트로 이렇게 베레모를 쓰는 것도 오히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연출해봤습니다.